좋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에에에에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씨 에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게임은 대바대가 아니라 팩맨이라는 게임인데 요거를 검색 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인터넷 보는데 이런 게임이 있길래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재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요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스테이지 1만 깨고 껐는데 2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 근육이 움직이면서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감사한데 튕겨주시다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주면 됩니다 자 갈게요 어떤 게임인지는 이제 아셨을 거예요 자, 아이씨 으아!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야 오케이 아자 다시 갑니다 瞬あ 자자자자자 좋아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달려 돌아 돌아 돌아 그렇지 오 뒤집었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마우스 버튼 누르는 거에 반대로 가니까 이게 헷갈려요 방금처럼 뒤집어지면은 누르는 방향대로 움직이니까 그나마 좀 컨트롤이 쉬운데 자 좋아요 여기까지 노래는 저작권 없겠죠 자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야, 또. 아우, 좋아. 아! 자 스테이지 3 왔어요 어 노래가 바뀌네 혹시나 걱정했거든요 계속 같은 노래만 나오면 어떡하나 해서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 아 야! 아! 오 어, 올라와 올라와 으! 아. 아! 다 뒤져! 왜 뒤져? 왜다 뒤집어줘 왜?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올라와! 으아!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어. 야, 발이 걸 발이 걸린 거냐고 지금? 가자 아! 가자 그치 그치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끌어지지마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나이스 하, 들고 왔습니다 4, 4스테이지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 어이 개쫄았네 아! 아저 Ah!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갔다 갔다 아... 자 스테이지 5 여기도 바뀌었어요 이거 이렇게 꾸준이 빨라 여기는 ことがたくさんあるよ聞いてほしいな些細なことも愚だって冗談だって泣き言だって君には全部して잠깐만뭐어떻게하라는거야빠르면아이야이야이 たくさんあるよ聞てほしいな些細なことも口だって冗談だって泣き言だって君には全部知ってほしい話したいことが少しでも胸の中にもし潜んでるなら無理して必要もないけど

あんちゃんちいや私の居場所ですって断言した一言で報われるなんてが締め付けられていたいなと 그름에 그름에 그름에 맞기 오씨 날리면은 날리 들어가면 오 닿았다 닿았다 닿았어 닿았어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아딱 봐도 뭔가 함정 같죠? 딱 봐도 함정인데 안 당해 안 맞아 야오. 이제 발으면 튕길라나? 아좀 올라가서 좀 어우씨 어? 벌써 마지막이에요 이거 제일 쉽네 안 죽고 안 죽고 꼬꼬 나이스 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일 아니 아니 아니 어. 뭐야 좋아 이제 지금까지 그 스테이지 모아놓은 것 같네요 어. 어. 야, 그, 챙겨. 아. 아, 지금 부끄러져. 아. 지금. 지금. 어어 때렸다가 어, 어. 지금 어어어어어 어, 오씨 아 뒤집어졌네 어, 왜안 보여 지금 와 어. 흐름을 맡겨야 되는 데로 왔습니다 지금 흐름을 맡기는데요 알아서 배달해줄 겁니다 가자!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아!

자, 안녕히 주세요. 그렇지 알아서 배달해 야 왜 왜 왜 왜 왜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예.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너무 운빨인 것 같아요 제가 게임 못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운빨이 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도 뭐 내가 좀 조절할 수 없이 그냥 막 지원자 움직이다 떨어지니까 뒤집어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잘움직이지가 않아요 뒤집어져야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이 상태 이 상태는 잘 움직인단 말이죠 좀 미끄러진 게 단점이긴 한데 이거는 내 마우스 그 클릭 방향 그 전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 쉬워요 보통 상태에서는 역방향이고 잘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하기가 너무 힘든다 빡세요 빡세 가끔씩 심하게 튕기는 경우도 있고 물론 금방 그 누르면 그렇긴 하는데 천천히 할 때도 힘있는 경우가 요몇 번, 몇, 한 시간 넘게 있어요, 지금. 마지막 스테이션. 혼자, 혼자, 혼자. 노래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똑같은 것만 나오고 아, 노래 홍보해주는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노래도 계속 들으면은 질리고 안 좋아지는 것처럼 아!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